안녕하세요. Oh, do you speak Korean? Yes, I can. Oh, 아니야. 지금 where are you from? I'm from 안산. 안산? 안산이라고? Oh my god. 어딘데 지- 어딘데 지금? 우리 인천. 인천. 인천? 아 가까워요. 맞아 가까워요. 아 지하철 타고 30분? 오, 오. 좋아요. 한국에 사세요? 음, 안산 가봤어. 에 안산 인천 가봤어. 아 진짜요? 아, 인천 구월동? 오 어, 구월동. 어딘데? 가까워? 구월동? 지금 신생 딴거 아니야? 아 신세계 그래 맞아. 어. 어. 인천 터미나 인천 터미나. 가까워? 아, 아 가까워. 아 센세게 좋아 좋아해. 오. 어. 아,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 인도네시아. 아, I love i n d o n 나도 아, 아, 한국 사랑해요. 아 진짜. 아. 솔직히 말하세요. 인도네시아 가봤어? 아, 저 가고 싶은데. 아, 나도. 가고 싶은데? 아, 네. 다, 다음에 같이 갈래? 오케이. 아, 인도네시아? 어. 좋다는. 지금 몇 살이야? 지금 맞춰봐. 아, 어, 그래야 뭐요? 이렇게 맞춰봐. 내, 내 얼굴 반쪽이랑 얘 얼굴 반쪽. 옆으로, 옆으로 가, 가는데, 옆으로 가. 아니, 내 얼굴 반쪽이랑 얘 얼굴 반쪽 합쳐서 맞춰보라니까. 아, 어떡해. 나 맞춰봐. 어, 여기, 여기. Guess, <laughs> guess our age. 아유, sister? 아, 여, 여, 여동생? 15살? 어, 프렌드, 프렌드, Friend. 3명, 어, friend. 친구, 음. 친구. 음. 어. your your shot. Wow. You're genius. Wow. 천재 천재. 어. 다 your shot sao? 에, 다 your your shot. Yes, yes, yes. 아 그러면은 어 high school 고등학교? Middle school. Middle school. Middle school? 아이고. 어딘데 학교에? 우. 학교에 어딘데? 학교? 그럼 알려주면 안 되지. 일미. 아, 엄마, 뭐야 이거? 똥똥 똥똥 사람? 똥 사람? 똥똥? 인종차별? 아,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름이요? 아. 이름 제 이름은 초이로 김민지. 김민지? 음. 네. 김민지 씨. 멋 언제 인도네시아 가고 싶은데? 라이브 중이야? 봐봐. 아니 아니요. 인도네시아 언제 인도네시아 가야 돼? 음. 라이브 다, 다음 년 maybe 뭐 내일 tomorrow tomorrow 다음 년 아니 내일 간다고 아 진짜로? 어아 거짓말 넌있 <laughs> 어. 아, 왜? 아 잠시만요 아, 아 비행기 티켓 어, 50만 원 갔다 와 100만 원. 뭔 개소리야? 100만 원? 어. 너가 내줘. 갔다 와. Are you famous YouTuber? No, I'm not famous. 이거 올릴까요? Hi. Hello.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 뭐 해요 지금? 담배 피고 있어. 어, 한국 사람? 네. 아, 아한국에 아, Are you from? 뭐 하고 있어요? 에? 네? 뭐 하고 있어요? 아 그냥 앉아. 크리스마스인데? 아뭐 해요 지금? 아 지금 그냥 영화 보려고. 잤어? 아니. 아왜 얼굴이 안 보여? 일어나 봐. 안 돼. 왜 그래? 아니, 나 지금 화장 안 했어. 아, 괜찮아. 아, <laughs> 안된나 많이 예쁜데. 안 돼, 안 돼. 잠깐. 잠깐만, 나, 와 싫다고. 일어나. 화장 안 해서. 어디야, 지금? 아, 안산. 아, 멀다. 너 어디야? 어 지금 그냥 집이야 집 어딘데? 신림 살고 있어 신림 아 가까워? 서울 신... 멀아 가까워 30분? 가까워? 지하철 타고 어 서울 어딘데? 영상? 신림 신림? 안 가봤어 신림 어 신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가까워 30분? 1시간? 음. 며칠다고? 친구들이랑 있어 몇 살이야? 나 19살 19? 아. 음. 고, 어, 고등학교? 어 고등학교 3학년 아. 근데 한국어 잘한다 음. 아, 일어나봐 조금만 나와 I want to see you No, I can't. 왜? 예쁜데? 아니 근데 화장하면 예쁘긴 한데. 화장 안 해서 안 예뻐? 아 예뻐. 아니 야 안돼 안돼. 아 한국 아가씨는 많이 예쁜데? <laughs> 아 진짜로? 아니야. 너 근데 네. 어디 사왔어? 괜찮아. 어디 사왔어? 아? 어디서 왔어? 아 인도네시아 아, 아 어, 힘들다 다음 주만 하러? 어? 다음 주? 다음 주? 아 안돼 안돼 어, 학교 어. 학교 가야 돼어 학교 야 올라도 괜찮아 <laughs> 시간에 서면은 안녕하세요 뭐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한국어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그래요 좋아 한국 한국, 한국 사람이에요? 음. 한국 사람이에요? 아닌데요 외국 사람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가봤어 근데 한국 네 가봤죠 아 진짜로? 저 네, 인도네시아 많이 가봤어요 아 어딘데 가봤어요? 인도네시아에 My country. 아, your country? Yeah, my country. <laughs> You love Korea? Yes, I love Korea. <laughs> Why? Uh, because uh, I like Korea. Uh, K-pop, <gasps> Hip hop? No. 가수, 가수. Singer. uh, singer. Uh, <gasps> Oh, uh, you like sing- Uh, yeah. I ah, learned Korea. Korean languages. You live in, you live in Korea? No, I am living in Indonesia. Ah, Indonesia. Oh. Ah, I, I can uh, uh, learn Korean. <laughs> Speak. Speak? Yes. Uh, can you teach me? Mm. <laughs> uh, fuck you is 시발. 하지 마. 하지 마세요. <laughs> Okay, I'm Bad sorry. word. <laughs> I know. I Oh, you know? Mm, I know. 누가 <laughs> 그랬어? 음, You have to run to. s- Fuck 아. you first. 아, 알았어, 알았어. uh, 한국말 잘하네. I know. Uh, bad word like uh, 씨발 개새끼. oh. oh my god. I know. 알았어. 초코만. You really good at Korea. Uh, right, so. Right. 잠시만요. Okay. 제 자켓 소개 하겠습니다. Okay. 저는 잭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아, 저는 좀 알 수 있어요. 한국어. 아, 만나서 반가워요. <laughs> really cute. You're a l l y 아, 어, cute. 아, r e a 진짜로? Yeah, you're 아. really cute. 귀여워. 아, 어떤데 지금? 잘했어. 아, 지, 아니, 아닌데? 조금만 알아요. 완전 귀여웠어. 잘했어, 너. <laughs> 집이 어디냐고요? 나? 응. Me? 응. u 어, I live in Seoul. 아, 서울에? Yes. 수도? Yeah, yeah, 수도권. 서, 응. 서, 서울에 어디인데? 서울 is 용산? 어, it's secret. 아, <laughs> 왜, 왜? 괜찮아. <laughs> 알면 다쳐. 나 아, 멀어요 인도네시아 있어요 지금 아 한국말 잘하시네? <laughs>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Where you from?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왜 한국말 알아요? 네저 국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어디 공부해서? 어, 혼자서 혼자 직접. 공부해? 네네 네. 와우 진짜 잘하시네 너, 너, 너한테 한국 사람? 아이고 왕수 그런 거 사람이냐고요? Where you from? You can speak Korean? No. 어, just say 안녕하세요. 음, 사랑해. 나도 사랑해. Where you from? 감사합니다. 아, where you from? 어디서 왔어? I'm from Korea. 아, 진짜로? <laughs> no, no, I'm not from Korea. 아, I'm from Germany. Germany? Can do that expression? Ja, ich kann Deutsch sprechen. Kannst du auch Deutsch sprechen? Hast du einen Mann? Eine was? Hast du einen Mann? Ein Mann? Ich habe keinen Mann. Ah, okay. okay. No, no, no. I cannot speak German. Just say any Oh, something. <laughs> I can, uh, I can. My mo- my father is from Germany, but my mother is from Iran. Ah, are you mix mix? Oh, ah, Iran yes, and Germany. Mm, wow, it's cool. What do you speak in Germany? English, What? Germany. Germany? Yeah, German, English, French. French. Oh. Yeah, French. Korean is good. Korean is good. You can speak Korean? Hi. Hello. Hello. How are you? I'm doing good. And you? I'm good. Wow, you look so pretty. Oh, thank you so much. Oh, are you Muslim? Uh, yes, of course. Wow. Uh, where are you from? The, uh, Syria. Huh? Syria, Syria. Oh, Syria. Wow, you look so pretty. With <laughs> Thank you so much. Hijab. Ah. Yeah. What's your name? Naya. Naya. Oh, nice. How old are you, by the way? Uh, 15. Oh, okay, okay. Nice. Yeah. What's your name? My name is Jack. Uh, Jack? Jack. Oh, that's it. That's ah. nice. Ah. It's interesting. Can you speak other languages? I know Arabic and I know a little French. Ah. A little French. Nice. Yeah. Ah, so you know, you know Korean and English? Yes, uh, I can speak Korean and English, but my English uh, just a little bit. Yeah but but it's it's pretty good actually. Like uh, your English pretty. Good. Uh, you can speak Korean maybe. Uh, what? You can speak Korean. No. <laughs> but it's a, it's, a, it's an interesting language. Like I, I like how the I, alphabet look. Yeah, actually, wait, I'm trying to learn. Yeah, and my my friend is trying to learn, but. Do you like Korea? Yes, I like Korea. <laughs> yeah, I'm from Korean. Oh, you from Korea? Yeah, where are you from? Wow, nice. I'm from Indonesia. Oh, that's cool. Ah, wow. Your English mm-hmm. very good. Thank you. Where you learning uh, English? I was living in another nation. Uh, you're living Indonesia? No, no. Do you know Georgia? Ah, yes, I know. Yeah, I was living in there and now I'm living in Korea. Oh, where? Korea, Jeonju. Oh, I, wait. Can you teach me about Korean languages? Oh, you don't, you, you wanna... Ah, I, I want to learn, Korean? Uh, Korean because oh, right. uh, Korean flag. You like Korea? Okay. Yes. Mm. How about so, 굿나잇 응. 굿나잇 잘 자요 잘 잘, 잘, 잘 자요 잘 자요? Yeah o w nice uh, And then uh, uh, wake up, wake up 어,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Yeah, your accent is pretty good Okay, I, I will, uh, I will practice I will practice You practice? Okay. 아, wait. 아, 안녕하세요. Yeah. 제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gasps> 아, Oh my gosh. 제 이름은 잭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gasps> Bravo.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Wow. Your Korean is pretty good. 한국말 처음 할 수 있어요. 한국말 조금만 알아요. 어 진짜요? 네. <gasps> 와우. 와우. 왜, 왜, 잠시만요. 네. Oh my g <gasps> o oh. 애국가. <laughs> Ah, keren Mas Ayo. ah, and uh, ah, by the way, Indonesia Kawasa? Yeah. No, I've never been. Ah, Yogyakarta, how, how do you know that? What? Uh, how do you know Otoke Arayo Yogyakarta? So you mean, how do I know Indonesia? Ah. Um, I don't know pretty much, but I have many friends come from Indonesia. 아, Yeah. 어딘데? Your friend uh, from Indonesia in Korea? No, no, they were living in Georgia. 아, 어떻게 아, 만났어? In, uh, in international school. 아, international in Korea? No, in Georgia. In Georgia? In Georgia. 아, Georgia? Georgia. 서울시야. 오, 알았어, 알았어. 어. 네. 와우. 네. Your English very nice. good. Thank you. It was 아, nice to meet you. 어디 영어 배웠어요? What? 어디 영어 배웠어요? 저 미국 영어. 미국 영어? Yeah. 아, 와우. 그러면은 영어 잘해. 몇 살이야? I'm 15. 아, 16. 어, 나이스. 예쁜데? 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laughs> 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Sally? 어, 이름이 뭐예요? Sally? 사리? Sally. 살리? Yeah. That's my English name. 김살리. 박살리. 어, 한국 Sally. 이름. Sally. 한국 이름 하나, 둘, 셋. 김. Kim Chang Ha Kim Park Yu Cha Oh E Sally Okay okay okay yeah. Manasau Pangkawan Nice to meet you Hi Hi Do you remember me? I remember you <laughs> Like we talk Wow Wait, I see you What's your name? 아이파크가 여네? 응. 네. You from Kazakhstan? Anna. No, where, where I'm from, from Mongolia. Ah, Mongolia. Okay, okay. I know. Mongolia. Mongolia. Okay, okay, okay. Now in Korea, uh, 한국이잖아요 지금. Yeah. Yeah. 아, 아.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머리 바람이 뭔데? 감사합니다. 어, 노랑 머리. 아, 너뭐 해냐? 어, 한국 회사? 학교? 학생? 응. 학, 학생이요 어, you have Instagram? 근데 지금은 네? What? 어, 뭐라고? 지금은? 지금? 어. more more more lagi है more I don't know. mm. <laughs> what, what, what, what was the question again? What, what question? Wait, what's like what's the point of your question? Ah. I don't get it. 아 어디 어디 어디서요? 한국에? 서울 아, 서울 서울에 나 서울에 보고 싶은데 서울에 가봤어. 아 서울 가 안 가봤어요? 서울? 아, 서, 울에 가봤어. 옛날에. 가봤어? 음. 지금 인도네시아 살아요. 아. 네. 너 혼자 방에? 네. 친구 음, 음, 없어서? 네, 저는 기숙사에서 살아요. 근데 지금은 룸메이트가 저녁 먹었어? 그래서 지금 어? 저녁? 어? 저녁 네 먹었어. 아, 뭐 <laughs> 저녁 먹었어. 무슨 알아. 그, 라, 난 라면 먹었어. 라면만? <laughs> 라면만. 아, 라면. 저녁 먹어. 아, 네. 아, 찜닭, 아, 육개장, 갈비탕 먹어. 오, 좋아. <laughs> 맛있어. 네, 먹고 싶은데 나 지금 돈이 없어서. <laughs> 왜 돈이 없어? 네, 여보세요. Oh, you can speak Korean? No. That's it. 여보세요. <laughs> Well, I know what that means. I watch a lot of K dramas. Ah, you're watching K-drama? Yes. So you can speak Korean. Maybe better than me. No. <laughs> I can't speak Korean. <laughs> I Ah, can't speak okay. Korean. It's okay. Wow, your record is... Maybe Japanese, a little a bit of Japanese, but Korean no. Japanese, I don't know Japanese. Yeah, me neither. Hmm. Wait, a little. Serbia? Yes. Where, where is this? Where is Serbia? Uh, in Europe. Ah, Europe. Serbia. Hmm. Serbia. Serbia. Hi. Hello.